멈춘 시간 속 잠든 널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흘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